연애 초 여친이 신점을 보러 가자고 네. 해서 갔습니다. 다 모호한 말들이라 저한테 그저 신기한 경험 정도로만 남아있어요. 근데 여친은 달랐어요. 너무 소름 돋지 않아?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운전면허는 안 딸 거야. 그 무당이 여친에게 백호살이 있다고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했거든요. 그땐 그런 여친이 마냥 귀여웠어요. 하지만 그 이후로 저랑 싸우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타로를 보러 가고 유튜브로 사주팔자 해석을 신청해서 조언을 듣더라고요. 문제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니까 일찍 만나자 오전 11시 어때? 오늘 내 행운의 시간이 오후 2시인데 그때 만나면 안 돼? 너? 행운의 시간? 그리고 오늘 행운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니까 그 파란색 셔츠 입고 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은 북동쪽이 좋다면서 데이트도 북동쪽으로 가재요 <laughs> 물론 운세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거나 싫어하진 않는데 만나자마자 자기 오늘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우리 싸우면 어떻게 해? 제 여친 너무 심한 거 맞죠? 사주나 타로 같은 거에 뭐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 한 번쯤 가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데일리 라이프에 집착을 하는 거는 불안 증상이거든요. 맞아, 맞아. 이렇게 자기 음.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자신이 없을 때 그거에 좀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 같아요. 오늘도 등장하는데 슬리피 씨가 음. 사주 매니아예요 지역별로 다 있어 여의도 만약에 KBS를 가잖아 그럼 그 근처에 점집이 하나 있어 가는 데가 출장 오는 분이 또 한 분 계셔 내가 작업실 갔는데 누구랑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그래서 뭐예요 그때 조용히 조용히 사, 사주 봐주시는 분이래요 나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거야 야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왜? 언젠가는 재물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래 아 이게 풀린다고? 근데 어떤 사람이든 열심히 살면 나중에 돈 벌지 않아? 그래서 그때 <laughs> 근데 이제 리피 형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자기가 심적으로 불안한데 음.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 어. 아 어. 나는 아무래도 전공이 신학이다 보니까 미신, 점, 타로 아, 이런 건 진짜 부지런는 짓이 아닌가 음. 근데 이, 지금 이 막둥이 사연 봤을 때 북동 쪽으로 가면 좋다라던가 뭐 파란색으로 쓰면 좋다던가 이거 좀 재밌는 <laughs> 데이트의 어떤 이벤트가 될 것도 같아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좀 지켜줄 수도 있지 않나 옷 색깔 정도는 뭐그 정도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로 수익을 음. 받는 분들이 불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내일 하루만큼은 진짜 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맞아, 게 맞아. 좋을 거야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생기고 <laughs> 근데 그러면 사람이 신경을 아유 하다가도 아 이왕이면 뭐 굳이 뭐 약속 안 잡아도 뭐 원래 쉴라 그랬었는데 하면서 아, 약간 선택지가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. 맞아. 나가서 좋은 일이 생길, 수, 생길 수도 있었는데. 맞아. 그럴 때는 집에서 창문만 열어도 애매해. 창문 열어도 어 이게 나간 건가? 어. 나, 어, 나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. 어 잠깐만 나 배달 시켰잖아. 그럼 문 열면 나간 거잖아. <laughs> 막, 어. 어 너무 피곤해. 어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제가 이런 걸 좀 안 믿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. 아,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안경을 끼고 어 맞아. 이 지냈으니까. 이만한 거. 그때는 멋내고 싶으니까 형 지금 끼고 있는 안경보다 큰 안경을 꼈어. 어. 어. 어 눈이 정말 작아져. 눈도 작아지는데 눈썹도 작아져. <laughs> 가, 같이 작아져 이렇게. 그러니까 전만해 알아 알아 알아 뭔지. 그렇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데이트를 자주 했었어요. 영화 보고 이제 나오면서 뭐 타로 집에 하나 있더라고요. 재미로 그냥 보자 해가지고 딱 갔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와. 공부를 너무 잘한다. <laughs> 그 안경 너무 쉽게 하시네 이분. 너무 잘한대. 어, 지금은 조금 그런데 아, 걱정하지 말라. 애는 머리가 좋다고. 어머니랑 저랑 엄청 기분 좋게 나왔어요. 한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그때 이제 또 멋내려고 렌즈를 끼고 아, 또 거기 가보자 해가지고 또 갔어. 가자마자 그분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. 저를 딱 보는데 시선이 이래. 그래서 왜 이러지? 어, 그때 엄청 좋았는데 하, 부모님 속 좀 썩이지 말라. 갑자기 예. 갑자기 안경 하나 먹고 왔더니 <laughs> 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, 진짜 난 절대 이거 안 믿는다 레파토리를 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믿잖아 음. 그러니까 센, 쓴 소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쓴 소린 또 아니야 당연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 음. 딘딘 씨 올해 연말에 재물운이 좀 있으시네요 아 근데 이게 입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그건 나 방송 보면 내 입방정이 항상 문제인데 나도 알지 그건 나도 알아 이거는 명리학이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고 나선 절대 거기를 안 가는 게세상은 이치에 대한 얘기지 미래 예언에 대한 학문이 일단 아니고 오늘 내가 너한테 얘기를 듣고 줄줄이 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한 아. 일주일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봐야 그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더라고. 명리학이 약간 통계 통계학이래요. 아, 그러니까 그들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이런 이런 건 신기하잖아요. 신점 같은 거 보러 가보셨죠? 대전 쪽에 한번 가봤거든요. 음. 너 근데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안 믿는다 그러더니 절대 이거 안 믿는다 그 잠깐만. 부적 있나 봐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어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를 딱 보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풀매하고 갔지? 그러냐고 아, 매니저랑 아. 어, 어. 너 너무 누구도 매니저가 가서 혹시 사람 있어요? 어. 없죠? 오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오빠 두 시간 있다가 저희 다음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어, 마스크 쓰고 음, 플래시가 비치는군요 다 끝났어 얘기 다 끝났다가 갑자기 뭐 이래요 아이, 어, 저, 어, 어 아, 씨하신 거 아니야? 2000, 2000 <laughs> 방향으로 가는 2000. 고속도로에서 너가 끼어들 수가 있대. 어머.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네가 조심해래. 시간 꽤 지났거든요. 근데 아니 내가 2000 방향으로 갈 일이 없어. 최근에 운동을 새로 또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어디 사시냐 하니까 인천이었는데 내가 <laughs> 인천! 인천! <laughs>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천 가는 건가? 오빠 이렇게 된다고! 어, 혼자, 네, 맞아, 맞아. 혼자 진짜 그 생각했어 맞아, 맞아. 재미로 한다 이러고 다 믿고 있었네 절대 이거 안 믿는다 대한민국 살면서 인천 방향으로 안 가게 되겠어? 인천에서 행사 들어오면 안 갈 거야? 가야지 <laughs> 그래 사람 심리가 2 0개 중에 1 8개 틀에서 2개를 맞추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. 신기한 신기하더라, 건 진짜. 근데 그런 건 있잖아 뭐 녹음실에 귀신 나오면 잘 된다 아 뭐, 뭐. 막간의 이용은 약간 무서운 얘기이긴 한데 되게 유명한 녹음실이 있어 S모 스튜디오라고 어. 지하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단 말이지 그 선배님이 건반 녹음을 이렇게 하는데 위에 피아노 뚜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열려 있지 어. 좀 싸구려 샴푸 냄새가 훅 나더래 음. 그래서 뭐지 하고선 이따가 시선을 잠깐 위로 딱 올렸는데 자기 손 네. 옆에 마치 젓가락 행진곡을 치듯 이 위쪽에 이게 비친 거야? 뚜껑에 비켜, 비친 거네 그래서 네. 네, 손이 비친 거야 괜히 그 아무 일 없는 척 하게 되더래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 있다 음막 음, 음, 음, 이렇게 괜히 스트레칭하고 옆에 이제 자기 지갑이랑 뭐 이렇게 핸드폰이랑 들고 아 괜히 막 이러면서 <laughs> 너무 이해돼 문 딱 열면서 와 짝사랑이란 노래가 있어요 첫 솔로 곡이거든요 아, 네. 너무 그 기대를 많이 해서 제 녹음하는 방 불 다 끄고 귀뚜라미 같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가사만 살짝 볼 수 있는 어. 그것만 보면 때 그것만 딱 켜놓고 차를 딱 하고 불렀어 내 사랑아 내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팔이 갑자기? 뭐야 진짜 거짓말 이 요,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민 거야 내가 대로 나왔어 아 뒤에 안 돌아보고 어 <laughs> 이렇게 된대. 이렇게 개걸음으로 어, 이렇게. 어, 어.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문까지 왔어.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밝잖아. <laughs> 바로 뛰어가가지고. 어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진짜. 어, 근데 어, 진짜 소름 돋았어.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터지지는 않아. 근데 아니, 저, 나 저는... 주현미 선배님의 짝사랑인 줄 알고 어, <laughs> 그래 잘 됐지 하고 있었는데. 마주치는 어, 그러니까 그 노래인 줄 알고. 약간 녹음실 귀신 에피소드는 사실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그중에 당연히 히트곡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아, 게 네, 네, 네. 그런 일은 있었는데 히트가 안 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이제 화자가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이게, 어. 저는 그때부터 정의를 내렸어요 귀신이 나를 터치하는 건 아니다. <laughs> 어. 내가 터치를 하든 누가 나를 터치를 했을 때 내가 빠, 재빠르게 돌려서 네가 보든. 봤어야 돼. 그러니까. 그때. 나도 나도 녹음실에서 귀신 본 적 있거든. 어 진짜로? 내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괜찮아요? 하고 봤는데 귀신이 디렉 거기에 앉아 있었어 너무 피곤해서 귀신처럼 보이신 건 아니에요? 이연도 이연도 <laughs> 형 괜찮아요? 괜찮겠니? 12시간을 <laughs> 녹음했어 랩을 얘를 40분을 녹음했어 얘를 왜 녹음실에서 데이터 날려먹으면 귀신이가 데이터 갖고 간 거라고 그 앨범 대박 난다고 막 아, 그러잖아 우리 삼집 녹음할 때 딱 그런 거야 데이터 어. 날라갔어 근데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음.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멤버들이랑 뒤에서 난리가 났 대박 났다! 그치 어차피 노래 음. 원곡이 형이 나 하잖아 음,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또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 어. 그잘 삼집 제일 안 됐어 우리 어. 그때 앨범 형도 참 이중성인 게 그러니까, 내심, 내심 기대를 했대 그러니까 그래놓고 안 되니까 그딴 거 없잖아 음.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음. 저는 진짜로 같이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귀신이랑? 예, 다 해봤네 멤버랑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피곤하다고 먼저 간대 혼자서 남아서 꽤 오랜 시간 연습을 했어요 아 이제 막 두번 뭐 정도 더 부르고 가야겠다 딱 부르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앞만 보고 걸어가 멀리 앞을 바라봐 노래 뭐 겁나 잘해 클라이막스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앞만 보고 걸어가 멀리 앞을 봐 이거에 깔아놓은 거 아니야? 아니, 김동률 선배님 와 계셨던 거 아니야? 우리의 <laughs> 군도 <laughs> 아무튼 진짜로 같이 딱 부르는 거야 처음에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스피커 잘못됐나? 이 생각을 했지 다시 처음부터 딱 부르는데 없었어 처음에는 그리고 갑자기 앞만 보고 걸어가 걸어가 뭐, 타이밍도 달라 갑자기 거기서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내 등 뒤는 이제 다 거울이에요 어... 거울못 보겠는 거야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여기는 이제 사물함이에요 사물함만 보면서 계속 걸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사물함 막 괜히 더듬더듬 하면서 막 어. 아이고 오늘 뭐 있나 하면서 막 열어보고 하면서 하다가 문 열고 막 뛰어나가지고 다음 방이 그 작업실이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회사 이사님이 계셨던 거야 그래서 와 아, 이사님 이사님 안 가세요? 그러니까 어 가야지 어 저도 이제 가려고 이사님 같이 가시죠 이러니까 어 그래 야, 멤버는 어디 갔어? 예? 아몇 니 시간 전에 갔죠 그러니까, 어? 너네 아까 같이 연습했잖아 지금 같이 노래 불렀잖아 지어내는 거 아니지?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타로랑 사주였는데 지금 귀신 이야기로 바뀌었어 아, 너의 사연을 들어줄겠데 우리 사연 좀 말해볼게였어 <laughs> 귀신 얘기 너무 재밌었어 미안한데 너무 재밌었어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 북동 쪽으로 가면 뭐 안 된대. 북동쪽 말고 다른 데서 안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어, 어, 분명히 여기는 북동쪽이 아닌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유 차라리 북동쪽으로 가보자 그 거기 좋은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 거지. 맞아 파란색 옷 입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일부러 생빨강 입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날 제일 잘해줘 <laughs> 말도 안 되게 제일 잘해줘 그래.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약간 점점 그런 생각을 좀 접지 않을까 맞아. 아 이게 굳이 뭐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구나 음.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난 살고 있어 조금 움직여도 벽에 닿는 듯해 웬일인지 답답하지는 않아 작은 상자 속에 사는 나는 상상을 해 깨끗 마음대로 볼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살아봐 바바바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쳐서 놓쳐버린 건 아닐까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밤 빠바밤 yeah. 예. 바바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쳐 먼저 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